마라샹궈 이거 마라샹 거예요? 네네 마라샹궈 이렇게 하면 돼요? 15,000원 시작해요 네? 마라샹궈는 15,000원부터 시작해요 15,000원? 네 대구라 3,000원이에요 샹궈요? 네 혹시 이거 고기 들어가요? 소고기하고 닭고기 들면돼요 네, 네. 쇠고기 소고기요? 네. 네. 담아야 네. 돼 야채를요? 면...